맞아요 자켓을 벗잖아요 그거를 꼭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하시는 팬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라이언한테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? 아니야 해달라고 했어 이렇게 앞에 계시는 거 보고 올게요 잠깐만 네. 한 보고 오세요 라이언한테 자켓을 떠지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그냥 숨어 있어요 어. 눈 맞췄어요? 지금 엄청 눈 맞추고 있는데 오케이 일단 그것보다 저 손수 손수건을 안 떨어뜨려서 조심해 아니 이번에는 진짜 네. 원래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. 아못 꺼냈다 이렇게 됐거든? 네. 이번에는 딱 들어딱저대로 확인했어 네. 엄청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네. 무조건 한다 이렇게 했는데 딱 꺼냈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아 <laughs> 그래서 떨어졌구나 어, 말좀 들어 말좀 나랑 바꿔요 얘말 잘 들어요 그 네. 이제 네. 오케이? 오케이? 오케이? 네, 오케이? 말 됐어? 오케이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